어, 소리도 나고 막. 살아있는 거잖아. 그래, 살아있어. 개구풍. 저안 밑에 있는 애를 다 갔다 갔다 하고 막. 있어봐. 오. 아! 엄청 많아. 어떻게 해야 되냐? 어. 예! 가만있어 봐. 걸어야 되잖아요. 아버님 가져가지고. 아, 저남가 저큰 집, 작은 집 난가라게. 아. 나가 이거 그러면 우리 물건만 샀는데. 네. 이거는 이거. 이 맛있겠다. 그럼 먹을 것만. 그럼 이거는 암놈이다. 할아버지 이거 찌게봐 잘라가지고 안 물어. 안 물어, 안 물어. 얘 만져봐, 안 물어. 망태에 다 나가고. 이렇막 3만 원씩 받아. 그런 거. 거꾸로잖아, 엄마. 살아있는 거잖아. 그래, 살아있고, 빙, 저 밑에 있는 애다 가져갔다, 엄마. 고급한 헬로 잘 닦여? 응? 응? 내가 약하면 잠을 발라 먹는 거야 어, 그래갖 내일 네, 내일 네 탄다는데